아 너무 잘 피해준다 자자는 봉인 봉행기인가봐요 미안 어. 간다 간다 간다 아니 아니 아아 이게 뭐야 아니 잘 맞나? 잘 맞나? 와 진짜 얇아 지루